쪽으로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. 국밥으로 들어가고. 아이들이 무슨 이쪽으로 원래 이렇 올라가는 거구나. 응. 꺼지면은 모든 건 들어가 있는 거죠? 다른 건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신 다음에 나오는 거. 소바인지. 아, 이게 아, 그냥 아, 아.